따라 따라 지금 드디어 마마 갑니다 M-A-M-A 마마 마마 Hey, welcome to my world, let's do this. 비행기 아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갔었는데 우리가 마마 가게 됐어요 잭슨 형, 형 지금 형 고향 가잖아요 2016년 마마 출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. 제 고향에서 하니까 기분 되게 이, 되게 이상하고 너무 이상 좋게 이상해 재밌게 하고 멋지고 멋있는 퍼포먼스 보여주고 맞아요. 싶어서 지금 막 기대돼요 맞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네, 요즘 음원 차트를 강타하셨죠? 아주. 네, 아이, 감사합니다. 노래 너무 좋아해요. 멋진 퍼포먼스 보여주셨습니다. 어 귀여워. 아 더해줘 더해줘 애교 더해줘. 맴맴 <laughs> 콧구멍 주민했고요. 맴맴도 애교 한 번 해줘요. 아, 아 진짜 토 나와요. 키 i l l everybody, 아니, k i everybody 안 되지. 우리 k i 뭐- 무대. 아니, 무대. 우리는 우리는 hit the 말고 kill the stage. I k 성공합니다. 성공합니다. 성공합니다. 성공합니다. 야 도착했어요. 직상 집 왔어요. 집 아니라 여기 공항이에요. 아니 형이. 저승 홍콩 땅이 저거 직승 뭐 거예요? 뭔 소리예요? 뭐 우리의 도시죠 홍콩은 <laughs> 막 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제가 뭐가 돼요 형의 땅 맞아 마마 준비돼 있어요 지금? 저 엄청 준비돼 있죠 내일 리허설이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공연할 준비 마마 할 준비 오빠 <laughs> 아, 아, 아, 오빠? 아, 니 어, 아빠 엄마만 할 준비? 아니 그거 말고 공연할 준비 마마 할 준비 마마 할 준비? 우리 어차피 무대 하나밖에 안 하지 않아? 그래도 그게 다르죠 마마에서 하는 거니까 어 당연히 다르죠 왜냐면 엠넷이니까 음. 그, 아무튼 여러분 저희 마마 준비돼 있으니까 마마, 마마! 봐요 대기실 고! 네,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렌즈 꼈습니다 오늘 4시간 동안 마마를 할 텐데 지금부터 편집해주세요 저는 김꼬리와 함께 <laughs> 편집 편집 편집 이번에 상 받을 것 같으니까 대놓고 연습해보자 대상 받았어요 <laughs> 아, 네 아, 일단 저희가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이 돼? 이 상은 돌려주고 싶다고 아, 이, 영, 이 영광을 돌려준다 그럼 우리 갈까요? 어? 갑자기 그 우리 지하 1층 가야 돼요 아 같이 해줘야 돼 뭐해 줘잠깐나 올라갈게 여보세요? 어? 네나 예. 에스컬레이터 내려갈게 나 이따 봐요 여러분 어 근데 갑자기 또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? 우리 아가새 팬 여러분들 정말 너무 다들 감사드리고 레이더형梗要講廣東話 내일은 걱정 마 오늘은 내가 오직 널 How to